플러스. 부터 감소하는 근육, 근력 투자의 하루 매력이 답입니다. 근 감소증 연구에 공동 설계, 단백질과 필수 영양 성분으로 아... 근력 자산, 하루 근력. 등 아, 아픔. 아직도 6 5 65 뭐, 7원도요? 음. <laughs> 와, 드라이브 230 마찬가지. 나 200마찬 아닌데. 2 5 0마찬가지 참아. 이거 쳐보실 거야. 자, 일본어 전서진 티샷. 그렇내 끼기 없지 잘 치더란데 위 새끼 류코라리님 수행하세요 네. 표지점 왼쪽이 오비라인과 가까워 여유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오른쪽이 힘들으니까 오른쪽으로 나가게 칠게 약속 지키라 아. 너? 너? 너? 너? 왜 이러는 걸까요?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준 아, 첫다부터 재미를 주시네. 그, 그 드라이빙 아예 안 버렸나? 아, 아직 그대로 있지. 있나? 쓰고 한 번도 안 썼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친다. 멀다. 멀어. 아, 누구 다니냐? 아, 있다. 멀다니까. 무 어? 드레스가 멀어. 완전 멀리 왔다 어, 형수님한테 친다 내가 써야 된다. 멀리간 사용 연습 시에는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 씨 가죠. 바지 바꿔 거야. <laughs> 내가 진짜. <laughs> 와 내가 내가 뜰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 지말 거야. 왜 나노? 어드레스가 멀어, 멀어 지금. 새끼 고랑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첫돌 전부 다 파로 하 그냥 끝낼까? 그래 안 되잖아. 해주겠나? 스프링은 그래 안 되잖아. Ready. Ready. 각성 꾸미니까 그래서 같이 먹게 어, 뭐, 이게 안 맞네 일찍까지 쳐야지 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싸니까 아깝다 서터는 못 풀. 지금 지금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한번 해봤네. Ready? 보컬리스가 벙커? 전투적인 수행할 차례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110m입니다. 한번 보여줘야 되나? 네, 러프였나? 117G 잘안 나왔어. 손만 보여. 다시 보여줘. 왜? 뒤에를 가려야 돼 이렇게. 똑같이 싫다는 거야? 공중만 하늘만 뜨네 하늘만 괜찮아 여태 편집 있잖아 일본어로 없어지는 거 아이가 <laughs> 일본어 소개만 한번 봐 <laughs> 이번에 붙이고 있는 거 아이가 파티 가는 장면 만나고 아, 펑스크. 자수생님 수행할 차례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20m입니다. 형수님 지금 어드레스가 딱 요만큼 뭐를 딱 요만큼 멀다고? 네. 예. 뒤, 로가 있어 아. 뒤로 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 공 하나만큼만 앞으로 보면 길어져 팔이 네. 길어졌다고요? 경칠 때 팔이 길어서. 수 차로 앞쪽으로 오르막 경사했습니다. 20m. 지금 되 Ready? 형이랑 탁골인데? 아, 오케이. 운동. 가만 안 하고. 오진이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그러고 먹으네 r 오진이님 파티할 차례입니다. 우층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r e a 오, 잘 친 것 같은데. 아 힘이 안 맞았구나. nice 팝. 박수진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원래 천천히 안 맞지. 한컵 반은 맞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5m 이내 53.3 반은 못 넣네. 심하원은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컵 봤습니다. 3.2 이걸 줄까? 이걸 데 또? 몇 개? 몇 허허 다 들어가는 거야. 자축은 습니다한 번부터 다시 시 오, 꼬기. 혼자 혼자. 진짜 있냐? 착한 사으세전 수진님 수행할 네. 오른쪽으로 꺾인 333m 거리에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아니래 치려고. 와, 나 저거 느낀다, 고 넘기려고 했었겠지. 새끼 미코이님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이번호는 잘 쳐내는군요. 잠시 바꾸자. 자, 친해. 살살 날아가자, 친해. 오른쪽이 해저드라인 것 가까워서 위험합니다. 주의해주세요. 오! 형 너무 멀었다.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왼쪽이 차도와 가까워서 여유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왜? 좀 넘길 수 있어요? 넘기죠? 아까 더 넘었어야 되는 거. 네, 이렇게. 저 모서리 저쪽에 딱걸리겠는데 좀만 더 앞으로 네. 와 잘친다 살짝 그 좁히니까 힘을 못 실래 아까 그 파워가 안 나오네 Ready? 희한하다. 요만큼 차이인데도 그죠? 뭐가 이렇게 앞으로 쏠린다는 음. 그 때문에. Ready? 온 가능한가요? 이 땅스. <laughs> 새끼 루코라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영상에 나오겠네. 음. 너? 너? 어? 꺼져! 그 짤편지 내가 써야겠다, 너? 하하하 <laughs> 100m 멀리 멀리 건사람들입 호랑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다 울렁치면 그렇게 되나 봐. 왜? 실력이 <laughs> 안 나와. 바뀌고 안 바뀌고 제잘 친다 그럼 저기 5번 3번 5번 3번 두 개 있다 그지 5번 5번이 150 그럼 3번이 120 나가는 ready. 아오 조금만 됐으지. 그게 내맘대로 되면 <laughs> 내지투 나가지. 작다 그래도 3m 3.9 장사주님 커피를 잘먹어요 땅콩? 음, 땅콩 똑바로 맞습니다 뒷땅? 아 뒷땅 그래서 잘 되었어 드라이브는 뒷땅 치는 게 그렇죠. <laughs> 오, 나이스! 끝날 때까지 보기만 하자. r e a 개네 괜찮을 것 같다, 너무. Nice. 오, 부드럽게. 오, 부드럽게. 스키 밀고나님 초킹을 좀 바로 보실게요. 술? r e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말 가슴에 저만해 오늘 계속 더블 칠 건데 자 교수님 수행할 차 오른쪽으로 꺾기 521m 거리에 파5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36 108개 그럼 100돌이에요 1 2 0돌이야 이거 100개 맞아 32개 화면에 멈추러. 센서 고장났다. 우리 1월부터 다시 치자. 이거 저장돼. 멈춰. 진짜? 네. 저장돼서 멈춰. 화면 멈춰서 안 넘어가요. 됩니까? 네. 리셋 안 돼요? 네? 리셋. <laughs> 세이브 안 되기를 바라거든요. <laughs> 리셋 시켜주세요. 골프장에서 IT를 그렇게 호스하게 <laughs> 만드진 않겠죠, 프로그램을. 화면이 근데 왜 멈추지? 전에 번개 번개 막 치고 한 날 있었어. 그때 센서가 멈췄다고 통신이 안 됐다고 음. 근데 다시 통신이 되니까 아, <laughs> 방금 쳤던 딱그기서부터 시작하더라 <laughs> 아 맞나 <laughs> 어. 야 기가 막히네 네, 만약에 저렇게 지났잖아 어. 그 다음 내 차례잖아 어. 내 휴대폰 바로 시작하더라 공지가 아. 있고 그런 거야 방을 바꿔야 되나? 한참 걸리네 키보드가 없어서 그렇죠. 네? 키보드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이 되고. 아예요. 네. 컴퓨터 멈추거든. 왜 그렇지? 우리 기계 안 때리는데. 공만 쳤는데. 공은 못 때릴까 그지. <laughs> 기계 짤나는 거야 지금. 자 선생님 수행할 제 오른손 네. 521m 건데. freeway. 새끼 미코랭이님 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 하세요. 그럼 봐도 대타가 치주는 거. 어? 대타가 치주는 거 봤지? 이거 인정 못합니다 이거. <laughs> 완전 웃긴다 이거. 아까 그볼 스피드만큼만 날려주는 것 같다. 그죠? 나도 나도 한 <laughs> <laughs> <laughs> 이런 거 있어요. 음. 왜 왜?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 해먹을 것 같은데 수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선택하세요. 같이 가면 하자. 선택고 할까? 이거 같을 것 같은데. 나이소 아이고. 굿샷. 샷, 샷. 제일 좋은 자리가 응. 평지. 오십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새끼 데코라니님 그 수행할 차례입니다. 어 얘기요? 不给男的。 때막 꼭치를 자고 얘를 뭐 보더라고. 노래된 거예 어. 선생 마이도 딱 맞춰가지고 엄지 손가락 밑에 딱 본다 니 자세는 완전 풀어. 자세만 그런가? 박성희 저로 가 그래서 박성희가 나오는 자리 좋은 게딱 보여요.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향이 이게 엄청 많이 있 이분이 딱딱한 걸로 해내있어 네. 와, 떠야. 성이네. 네. 내가. 아. 109m 얼마 안 된다 이거 자격증이 수행할 차원입니다. 좋다. 아 좋다. 헌씨 아 실패. 오줌 치는 어, 것 같은데. 어. 좋다 그래. 근데 어, 굴곡이 많이 심하지. 치신이 없지. <laughs> 치다 말아 너? 거 아니네? 나왜 아. 가만히 헐. 자연스럽게 가서 내가 치고 하지. r e 자매가 자체 상처 난 c o n t a i 기준인 컵좌측로 반컵 정도 맞습니다. 너무 세게 쳐야 돼. 그래서 나이스. 계속 포기해. 오오오 꾸준하다 이거. <laughs> 일정하게. 새끼 루코라님이가 수행할 음. 차례 이번에 치시로는 347m 거리에 파4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같은 유사에 오. 굿샷. 이거를 누가 좋아했나? 괜찮네. 아,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clears throat> 상당히 어려운 컴퓨터 같네. 뭐 수락공 화면이 막 뜨는데. 기분 상당히 안 좋네. r e a 만 들어가시면 들어갈 어우 좋은 자리 갔다 놓으려고 친 거죠 f r e 오진이님 수행할 다 생각이 있었던 거야 형수를 못 부르지 잘한다 어이구 아, 이거 이걸 아까 그 일부러 그다 나왔길래.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나 왕따 당한다고 벙커 집어넣었어. 와이. 아, 다 벙커네, 그러 보니까. <laughs> 스톱! 맞다. 오진님 퍼킹할 차례입니다. 포터 우측 끝부분 봤어요. 손이 안 가요. r e a 되지. 그게 똑바로 치면 되니까. 10m. 오. 장수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왼쪽으로 한 클럽 정도 가릅니다. 그렇지. 소고기야? 새끼 고양이님 퍼팅할 차례 왼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계속 보기네. Ready? Concede double boogie. 오진이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평상시 답지 않게 오는 거야, 한테 r 팅이 자신이 없 아, 뭘까지 봐주려고 이제 아니, 아니, 팅이 자신이 없다. 그것이 이상하다. 아! 와, 들어갔다 나왔다. 수고했 공순이만 파두개인 좋아요.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 이번에 치실 오은 180m 거리의 파3 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하시면 됩니다. 7번 Ready 5번 잘 맞아요 너무 이쁘게 그렸어. 벙커. 오늘 어, 벙커 단골이네. 아까 들어간 거 보여주지 말라고. will 불러 안 불러 오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너무 약한가? 여러분. 대진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한컵 오른쪽으로 두컵 받습니다. Ready? 우와! 오진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골프에서 사라져. 한컵 받습니다. 저거 안 줘. 살아있네. 쓸것 같은데 좋을까? 야! 아, 자동차. 어, 아, 숫자 그렇죠. 자치기를 했나 이제. 선생님 수행할 차입니다 오늘은 회색 소리 마음에 들어. 했지? 봐, 공유는 거 봐. 음. 오! 럭키! 어.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드라이버가 자꾸 뒷땅나. 동선이 할 때. 팅 라스 아세요? 어딘데? 해외가? 수도권이요. 아. 오! 와. 손 좋고. CC가 라사 CC가 라사 GC가 GC GC 왜요 장선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e a 포천 경기도 포천 신들의 땅 신들의 땅? 응. 신들의 땅이라는 라싸 27월 앞에 남을 때그 앞에 그 맞춤은 최고 아닌데 뭐? 뭐 하는 거야? 뭐? 앞에 남을 때 있다 이거 그래도 60에 6 쳤어.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66? 180m입니다. 홀스는 60에 6, 거리 6. 많이 보이신데. 이번에 사서 그러 아, 또 이거 잘 갔네. 벙커뷰 해갖고. f r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쉽지 않네. 오. 아, 그린이 상당히 어렵네. 좁고, 길고, 그린이 좁고, 길고, 뭐 이런 느낌이 있나. 그림이 어렵다. 그럴 것 같아. 오케이. 새끼 고라니님 수위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대. 일부러 피해라는 거야. 너무나 못 뛰어가. 아, 잘 돼. Ready. 오 nice. 어 크나 아 내리막이네 이 죽겠다 지금. 그림이 저럴 수도 있나? 엄청. 요. 어. 내려간다 이거. 더더더더. 새끼 리코라리님 파티를 차려주세요. 어. 저는 오른쪽으로 두컵 봤습니다. 어, 처음 네, 보세요. 뭔지 알았어. 네. 왜? 아니 아까도 한번 봤어. 나왔나? 자기 거. 어? 그럼 어디 가노? 우진님 코팅을 차례입니다. 컵 좌측으로 한클럽 반 맞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r e 아, d y 와, 커팅 사람 잡네. 왼쪽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음. 내리막 감안하세요. Ready, 트트트 보보보 따따따 트트트 맞아 MC. 센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선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좌측으로 한 클럽 반 가서 꽂히세요. 응, 지새끼니간다 아까 있죠. 에소드도 있고 그러는데 슈퍼 파 5인 줄 알았더니. 오준호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어, 드럼 멀리 있어죠 수행할 차례입니다. 음. 긴장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퍼팅도 적극 누르고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 알았네. 퍼팅. 퍼팅 이해하기. 응. 완전 이해하기. 모든 일 어떻게 이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럼 끊어가자. 어차피 끊어가야 돼. 이게 너무 그렇게 안 끊어가네요. 오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짜리 120짜리 딱 맞네. 나이스. 쓰리고 있고 치킨 코라 수행할 차례입니다 해자을 조심하세요 음, 음. But win. 자, 교수님 파킹할 차례입니 음, 좌측으로 공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홀은 잘 치면 하네. 핸디캡 1번 홀 정도 되는 ha 판매를 시키는데 판매 취소가 돼가 있네 아 바로 이금이 되네 Nice. 이제 딱 음. 나오네 이제 <laughs> 사랑하기 시작했어 밥을 시키고 나서부터 요즘 배가 고파서 안 됐구나 <laughs> 오 나이스 나쁘지 않아 <laughs> 나쁘지 않아 오진이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두컵 네. 받습니다 오! 바로바로오진님파킹할 차례입니다. 음, 저는 바로 왔습니다. 네. 1.35 똑바로. 나이스. 잘 막았어. 음. 오. 새끼 미코랭이니 무시행을 왼쪽으로 꺾인 496m 거리에 탑5거리입니다. 아, 준비되는 대로 선택하세요. 야, 아왜 동일해? 겁나 넓네 여기는. 해외인가 더 좁네. Freeway. 자수진님 수위와 차량 가볍게 스타치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넌 260. 세칸이 좁네. 대저드 때문에. 한250 지나야겠는데. 250, 260, 270, 270 정도는 지나요. 나무 나무 많았는데도 250이고 굿샷. 페어웨이. 딱 좋아하는 거리 만들어놨네. 100m. 76m. 아, 80. 80이 돼야 되네. 100m, 80m. 내가 좋아하는 거리. 팔이 끄이것 같다. 페어웨이. 웰링턴 털에 조심하세요. 털은? 털은?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오! 나쁘! 내 마음이 타네, 내 마음이. 이런 족같은 어. 어. 오 어. 공약 좋아 근데 120을 못 치잖아요 실제로 150을 더 틀어야겠는데요? 아니 아니 너무 많이 갔는데 약간 아, 그 정도? 머리. 어이구. 잘 Nice 또. Good shot.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벙커를 어? 넘기는 거리는 어, 가야 돼. 30m. 러프라니까. 멋지게 갔다. 가운데 보이고. 아, 저핀 어디에 있는 그러고 보니까. 왜? 너무하는 거 아이가? 아, 이거 끝나면 그늘집인데, 그늘집, 이거 딱 끝나면 오는 거 아이가? 짠게 딱 오는 거 아이가? 하하! typing it. Oh. Something should be 차가 있다.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많이. 음, 채가 그래야 돼, 이거. 그래. 봐라. 인사는 카운트 할까 예. 아니 얼마인데요? 인사했는데요 카드 됐지? 아 예. 나도 했 예. 아 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내 옆에 까시, 까시가 어떡하나 껐다. 특히 우크라이님 커피를 잘먹으시요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내리막 보세요. 실장님 뭐하고 오시라고? 왜 그러냐? 잘칠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쇼핑할 차례입니다. 음, 우측으한것 같습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 아 이거 양파 많이 들어가 양파 하는가 이거 봐라 젓가락도 이상하고 좀 이상하다 좌측 양념이 안 먹네